변했어로 돌아온 브레이브걸스입니다! 네! 저희 이번 앨범 변했어의 포인트 안무 세 가지가 있는데요. 브레이브걸스의 댄스 교실 첫 번째! 다음은 변했어 포인트 안무 첫 번째 골때려 댄스인데요.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려주신 다음 두 손을 꽉 쥐고 골반을 때리시면서 골반을 사정없이 흔들어주시면 됩니다. 연결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. 예전으로 돌아올 순 없겠니 어. 두 번째 <laughs> 네, 포인트 안무 두 번째 바로 멱살춤인데요 변해버린 남자친구의 모습에 애절한 눈빛과 손짓을 보내며 멱살을 잡듯이 잡으시고 마음이 쿵 내려앉듯 앉아주세요. 그리고 천천히 다시 일어나주세요. 네,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난 너무 변했어. 세 번째. 음. 포인트 안무 세 번째, 바로 복근춤입니다. 저희 다 멤버들이 이 춤을 위해서 몇 달 동안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.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. 이 춤을 어,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. 먼저 첫 번째로 다리를 벌리고 힘을 줘주세요. 힘을 주고 상의 탈의를 하듯이 위로 딱 올려주시면 됩니다. 다 같이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! 네! 하나, 둘, 셋! 달콤했던 그 시간이 네, 지금까지 브레이브였습니다